이렇게 가끔 괜찮네 시방 싸울이냐 시불이냐 시방 싸울이 시불이냐 <laughs> 내가 시방 가나 했지 뭐여비 동동 PD님이 더 기분 나쁘겠다 그렇죠 다가 <laughs> 여기 여기 벌교 쪽이요 벌교 녹동 알아 면봉 대가리 나와 면봉 대가리 아니, 무슨 욕을 다 하시려고 그러시나 <laughs> 아니 사람이 보여야 욕을 하고 하지 울신년스럽다 얼굴이 참 울신년스럽다 정윤년스럽네 정윤년스럽네 아까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레드카펫을 만들어 보려게 하니까 아따 허리띠를 졸라면서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라니까 허리띠를 졸라면서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라니까 너 좀 놀았냐? 놀았다고